<laughs> 자기 자기 뭐 해요? 다이어트 다이어트 하고 있는데 과자도 먹고 있어요? 아니 제가 어릴 때부터 진짜 좋아했던 과자인데 어, 먹어볼래? 아저걔 뭐, 별로예요 아 한번 먹어봐 아, 아니 괜찮아요 이거 진짜 맛있는 게야 아 아니요 아니요 아 한번 먹어봐 그 후기 안녕하시 출발 제가 쿠리코를 미레나이케도 태와 터치가 되기로다. ロマンティックだなチャギあと何分 3시간 20분. 자기도 몰라요? 저잘 몰랐는데 우리가 이번에 가게 된 이유가 한국에 산에 불 났던 거 알죠? 그리고 얼마 전에 불, 아 산불 엄청 게 났었잖아요 음, 음. 그래서 여기 울진도 되게 큰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사실 이번에는 우리가 따로 뭐 돈을 받거나 그렇게 가는 게 아니잖아 음, 음, 음. 울진이 지금 산불 때문에 음. 많이 거기 사람들이 힘들어 하니까 어. 우리가 가서 재미있게 동영상을 찍으면 좀 좋은 의미로 울진이 좀 PR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연락이 와서 지금 저, 희가 가고 있는 건데 을지에만 있는 술도 있, 첫 번째 질문이 술이야? 아니 <laughs> 아니 아니 제가 봤을 때 뭔가 어떤 맛있는 게 있는지 일단 가장 유명한 거는 게야 대게 아, 역시 대게의 고향 예, 예, 예, 축산 예예예예예 우와 와 완전 에메랄드 색깔 와 저게 있겠다 많이 있겠다 <laughs> 어! 갈매기다 와 갈매기 見て 대게다 네 다 대게지 와 와! 와! 아 이거 개 뭐 먹고 싶어요? 실제로 보면 <laughs> 먹어보고 싶다 오 안녕하세요 둘이 먹으려고 하는데 한 어떻게 먹, 먹, 어야 될까요? 또 울지는 않으니까 사실 또 게를 먹어야겠죠 네네 아 그래요? 그럼 두, 하세요 와 오! 우와 오! 어.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오! 어. 우와! 이거 왔다. 어, 물, 물. 오! 아, 저그 흔기 히 어디가 좋을까요? 어디가 좋아요? 자기 자기 수조예요 감사해요 젓가락이에요 감사합니다 이게 뭐예요? 아 게를 아, 네. 이렇게 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벌써 뭐 맛있겠다.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한전식은 어, 먹어봤잖아요. 어. 횟집에서 이렇게 많이 나온다니. 원래 한국은 많이 나오잖아. 하지만 해산물 버전 처음 봤으니까 뭔가 감동이 다르네요. 다 해산물, 다 해산물. 이야, 제가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거. 그리고가 좋아하는 거 여기야. 어? 맛있는 참? 어? 어? 여기 술인가? 여기 술인가요? 그럼 먹어볼래? 먹어볼래? 아니. 아니 먹어봐. 왜 그래요? 아 진짜 먹어봐. 아니요 저기. 그럼 그냥 먹어. 아 싫어요. 아, 왜? 왜? 진짜 아, 진짜 진짜 진짜. 저 푸르니까 하나잖아요 저희는. 역시. 네? <laughs> <laughs> 대박.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까 제가 같이 놀았는데. 음, 같이 놀았는데. 이런 모습이 된다니. 먼저 스프부터, 금물부터. 오, 좋아, 좋아, 좋아. 일단 맛을 한번 보자. 와, 맛있겠다. 아... <laughs> 아니 나도 지금 매너 아닌데 미치겠어 오 왜? 아 진짜로 기쁜 맛이 기쁜 맛이 기뻐요? 기쁨기쁨 우와 우와 수술 시작합니다 뚱뚱 뚜루둔 이거 이거 팍 쓰는 잖아요 어팍 들리지 테드 시ていいのか손으로 가위로 자를까? 가위로 자를까? 아니야, 어? 가, 가위로. 어, 어,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달인 달인 달인 달인 달인 달인 먹어보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음. 바로 먹었네, 바로 먹었네. 음. 맛있다. 음? 바다에 이런 맛있는 게 있어? <laughs> 네? 진짜 이거 하나로 밥을 10글씩? 그 공기? 아, 공기밥. 공기밥. 10개 어. 먹을 수 있습니다. 진짜. 결혼 후첫 그 선물이에요. 선물 받으니 이런 기분이었구나. 네. 어떠세요? 아 진하다. 찐내 음, 음, 음, 맛이 진해. 이거는 뭐 따로 초고추장 안 찍고 안 찍고. 음, 음, 맞아 맞아. 저도 처음에 아 소스 어디지? 라고 생각했는데. 드시대요. 아 이렇게다. 아 잘하네 그렇고. 슈. 오. 여기 물집 올 때. 응. 게가 유명하니까 게를 먹을까 했는데 너무 생각보다 좀 비싼 거야. 응응응 응. 맞아 맞아. 아 그래 안 먹고 다른 거 먹을까 했는데 진짜 먹길 잘했다. 응. 비싼 거는 이유가 있어. 저는 원래 게를 간장게장이나 안 먹는 이유가 작잖아요. 이런 뭔가 큰 것은 좋아해요. 하지만 이렇게 비싸기 때문에 네. 오늘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laughs> Yes. 끓고 왜 이렇게 아름다워 보이지? 음. 저는요. 저는요. 음? 저는요. <laughs> 야해요 뭔가. 어. 야해 보여요. <laughs> 야해 보여요 한국말은. 맞아. 맞아요. 음. 이럴 땐 한국을 너무 잘하 <laughs> 와 여기서 살고 싶다. 저는 여기서. 아, 여기 안에서 전세? 응. 집어넣어. 오 예쁘네요. 아주 깔끔하게 나오죠 깔끔하게. 감사합니다. 그 <laughs> 도덕 도덕. 이거 어떻게 저기 주주주주주? 응, 그 주주주주 빨아먹어야 돼. 저희 입술이라고 생각하고 맛있게 먹어보세요. 아이고 양치질 안 했지. 아이고 양치질 안 했지. 아가리 안 빨았어? 아 저? <laughs> 와 진짜 그렇게 개 먹는 거 진짜 거의 처음 본다. 청소기? 다이슨 청소기. 숟가락 들어봐. 그거 숟가락. 응. 숟가락으로 음. 그거를 국물하고 같이 먹는 거예요. 오 어. 이거? 어. 이거 뭐예요? 개 내장인가? 아닌가? 음. 음. 음. 별로?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뭔가 한 하늘 밑다. 아, 오이시. 오이시. 띄우스. 일본에서 여기에 일본술 넣고 아. 먹는 게 진짜 맛있어요. 약간 일본술 은 단맛이 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뭔가 바다 소금 맛에 잘 맞아요. 먹어봤어요? 응, 배 넣어야 돼. 와, 먹어봤어. 최고네. 이따가 여기다가 어떻게 나온 줄 알아? 응. 네. 깜짝 놀랐고. 와. 어떻게 수영하고 있나? 이거 <laughs> 쉽지 않아요? 다리가 많아서 휴식도 많이 할 수 있겠다. 근데 다리가 많으면 응. 매니큐어를 너무 많이 <laughs> 해야 너무 비싸겠다 매니큐어. 그흐기 지금까지 한국에 살면서 이렇게까지 먹은 적이 없는. 제가 열심히 먹었어요. 그 진짜 진짜 진짜 찌그러져 눈앞에는 그 매운탕이 끓고 있다 밑에 김도 있고 그게 레전드야 아, 진, 아, 짜 <laughs> 진짜 행복하네 그랬거 지금 진짜 와 오, 눈물이 나요 눈물이 제가 뭔가 열이 나면 네. 자기가 이거 만들어주면 네. 좋겠어요 만들어주면 만들어주면 야뭐 음, 해요? 덥죠? 되게 네 먹고 싶어요? 다음와 예고 울진에 놀러간 수지와 그리고 오랜만에 단둘이 데이트를 하다가 저녁에 호텔에 들어가자 오! 개산발! 저 대박! 저는 그것을 보게 되는데